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조광페인트 디자인 홍보팀 구나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조광페인트 컬러 무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양한 영감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작년 세계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고 7,400만 이상의 확진자와 165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대유행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은 병원균의 변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일본에는 하루 500mm의 물폭탄이 내렸고 호주에서는 엄청난 산불로 30억 마리의 동물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을 되돌리기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온리원 얼스를 조강 컬러 무드의 테마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구와 함께하는 세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를 대표하는 9가지 컬러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트렌드 주제는 빠르게 감소되는 생물 다양성 문제를 상기시키는 extinction, 멸종입니다. 부분별한 개발로 많은 야생동물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에게 영감을 받은 세 가지 컬러를 소개합니다. Honeybee Yellow 최근 세계적으로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며 야생 꿀벌의 40%가 생태계 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식물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의 폐사는 인류의 식량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꿀벌의 희망찬 비행을 기대하며 Honeybee Yellow를 제안합니다. Honeybee Yellow는 색채 스펙트럼에서 가장 밝은 색으로서 태양의 따뜻함을 가진 낙관적이고 화창한 컬러입니다. 청량한 블루 그리고 오렌지를 함께 사용하여 여름철에 생명력 넘치는 긍정적인 배색을 추천합니다. 이위 레드 하와이의 토착새인 이위새에게 영감을 받은 이위 레드입니다. 이위새는 하와이 문화의 주요한 역할을 했으나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와이 문화의 상징이었던 이위새를 기억하며 이위 레드를 제안합니다. 레드는 힘차고 역동적이며 강렬합니다. 고조된 감정을 상징하며 활기차면서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그레이 계열의 색깔과 매치하면 선명하면서도 눈에 띄는 세련된 배색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Beetle Green 비단벌레는 화려한 색깔과 영롱함으로 여러가지 공예에 활용되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공예품으로 남획되어 국내에서는 극소수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사랑받았던 비단벌레에게 영감을 받은 비의 그린을 제안합니다. 그린의 옐로우가 좀 더 혼합되어 있는 밝고 싱싱한 이 색은 활기와 새신, 상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비드한 그린과 오렌지의 조합은 스포츠 경기처럼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주제는 Earth Pollution,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이 급격히 심화되며 인류가 다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염되고 있는 지구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세 가지 컬러를 제안합니다. Sand Brown 사막화는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12억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막의 모래에서 영감을 받은 Sand Brown을 제안합니다. 이 컬러는 밝은 명도와 낮은 채도의 베이지에 가까우며 호불호 없이 따뜻함과 안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같은 계열의 tone on tone 배색으로 차분한 분위기에 부드러운 배색을 제안합니다. Ocean Blue 지구의 대양에는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 섬이 존재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펠리칸의 위가 쓰레기로 꽉 찬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태평양의 바다를 지키자는 의미의 Ocean Blue를 제안합니다. 블루와 그린 사이에 위치하며 소량의 옐로우가 혼합된 컬러인 이 색은 정서적 긴장감 피곤, 무력감을 완화시키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색입니다. 청량한 Ocean Blue와 함께 블루가 섞인 그레이를 매치하여 세련되면서 깔끔한 배색을 제안합니다. Smoke Pink 인도 뉴델리에서는 대기질 지수가 999가 넘는 지역이 속출하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해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하늘이 붉어진 인도 뉴델리에서 영감을 받은 Smoke Pink를 제안합니다. 핑크와 바이올렛의 조합인 중명도, 중채도의 파스텔 컬러로 소박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Smoke Pink는 다채로운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가진 컬러입니다. 보색인 연한 청록과 빈티지한 느낌의 배색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경관 악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지속 가능한 소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컬러 3가지를 제안합니다. 플라스틱 그레이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zero waste 운동이 일어나며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제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컬러 플라스틱 그레이를 소개합니다. 그레이는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공정하며 중립적이고 주변 및 기타 색상을 중화하며 다른 색상을 빛나게 하는 완벽한 배경입니다. 단단하고 안정된 그레이 그라데이션 배색에 강조색으로 옐로우를 추가하여 활기를 주면서 따뜻한 배색을 제안합니다. 천지 블루 바이오 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과는 달리 곰팡이에 의해 생분해됩니다. Fungi Blue는 생분해서 곰팡이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로 높은 채도를 가진 깊고 선명한 블루입니다. 별이 촘촘히 박힌 어두운 밤하늘이 연상되는 Fungi Blue는 차갑고 절제된 우아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보색인 레드를 함께 매치하여 안정적이면서도 극적인 배색을 제안합니다. 리바이벌 블랙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폐기물이 모여 새로 태어난다는 재생의 의미인 리바이벌 블랙을 제안합니다. 리바이벌 블랙은 블루가 섞인 깊은 블랙입니다. 블랙은 죽음, 밤, 어두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대담함, 경고함, 통일감을 나타냅니다. 낮은 채도의 그린과 함께 매치하여 주목성 있고 세련되면서 통일감 있는 배색을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조광 페인트 컬러 모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2021년 조광 컬러 모드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조광페인트 컬러톡톡 블로그에서 매달 컬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